pan 좀 털어봐. 아이고 이뻐라. 햇빛으로 걸어야지 우리 애기 잘 말라요. 아이고 이뻐라. 우비 탈탈탈탈. 굿보이 1차 건조하고 <laughs> 니어 어느 정도 조금 금방 마르거든요 부털이 얇아서 어느 정도 마르면 2차, 3차 건조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확실히 샤워를 하면은 털이 광이 납니다 머리 광이 나요 나는 다 들어가요 아 뜨거 뭘도 몰라 뭘도 보는 거요 응? 부부 wait wait 거기 앉아있었어 엄마도 화장실 부부 어딨나 부부 어딨나 내 새끼 어딨나 유진이 妈妈。 학교 방송을 엄마 엄마는 미용에 소질이 없다 왜 이렇게 강아지 미용은 어려운 거야 몰라봐 아이고 이뻐라 어떡해 여기는 이쁜데 여기가 이상하네